유카 오징어 게임 난데 미나이노 めっちゃ怖いから 달고나 게임 알아? No. 달고나 게임 성공하면 5만원 실패하면 어때? っていう 띠띠띠띠 이걸로 이거 게임이 딱 있네 No. 왔다 귀여워 아! 한 번 더 도전 오케이 이번에 좀 간단한 거 줄게 What? 絶対 뒤로 핥으면 돼. 그 뒤로 핥으면. 오시. no.